말씀드려드리는 거예요. 하나 맛있어. 맛있어. 뜨는 걸 하나씩 이렇게 떠가면 되는 거야. 이렇게 하나 해서 뒤에 그래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<laughs> 이렇게만 잘라. 칼국수 사리 하나만요. 음식 끓인 다음에 넣을게요. 그러니까 넣어버린 지 공당?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, 회의야. 나는 좀 꼬들꼬들한 면 좋아하거든? 지금이 상품 수준이에요 불을 꺼버릴까? 계속 얘가 면이 국물을 먹으면서 쫄을 것 같아